야 안녕하세요 이 가게에 가고 싶어서 근데 사람 처음 만났어 자전거 타서 다리 진짜 죽었어 그래서 2일 동안 쉬, 쉬었어 에이 생각 사람 처음 만나 이거 나 이거는 솔직히 한국에 와서 항상 먹고 싶은데 그냥 기회 없으니까 오늘은 이 날씨는 깜짝이 땡겼어 땡서 먹는 거 먹야 텐데 와. 어, 내 차린이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2인분이에요? 아, 탑프 어디에서 있어요? 네? 탑, 공기탑 아, 네 혼자 왔어요 혼자? 아네 혼자요 어허. 하나 주세요. 어, 김치 양이 많아요. 어, 김치 양이 혼자 혼자 먹으니까 어. 그거 양이 많더라고. 어. 1,800원? 작은 사이즈 없어요. 예, 예. 이총무 아니면 카트 더 편해요? 아니요, 이거 맞아요. 이 어, 좋아요. 네, 이게 좋지. 현금 좋아요. 그러면 <laughs> 저, 서로 뭐 저 이제 세금이 안 나가잖아요. 네. <laughs> 네 저도 현금 좋아요. 네, 저도 아니면 김치도 먹을래. 아, 김치도 먹고 싶은데. 네, 많으면 그냥 네, 집에서 먹어요. 네, 뭐, 가져가서 먹으면 좋지. 어, 네. 그럼 어, 김치, 그냥 그대로. 어, 김치 하나 주세요. 이거 2,700원을 어, 어, 현금 있어요. 어, 현금 있어? 어, 네. <laughs> 어머니 위해서 아. 현금 같이 그왔어요 네, 고마워요. 참, 아유.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내 고기다. 이거는 뭔가 집에 가서 엄마 밥만 들, 주는 느낌이. 약간 와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다 아 엄마 나 밥이랑 김치 같이 거, 같이 져왔어 이렇게 빨리 뒤집어라 다 탄 거 먹고 싶은 거냐 이거 뭐야 쓰레기덩이요? 아 다쳤다 다쳤다 진짜 다쳤다 진짜 다쳤다 진짜 다쳤다 아... 아 잠깐만 It's burning Oh my god 아. 어, 어 다쳤어 다쳤어 야 우리 기도하는 거 그냥 통화 좀 하면 불편할 거 같아 어. 여기에다 넣와요 한국인보다 도 한국 스타일로 먹는 외국인 먹자. 이거 됐나? 와, 조마탱 이거 됐어. 된거 같아. 사장님 여기 불좀 꺼줘봐요. 고기다 먹겠네. 어? 김치 여기다 올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 여기다 올리면. 여기 판에 이거 올리면 안 되는 아, 아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예요? 홍콩 사람이에요. 홍콩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이게 홍콩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치킨 먹어볼게요. 와, 와 미쳤어 이게 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팝팝 김치 김치 먹습니다 이거, 이거 소스 넣어 먹어봐. 먹어볼게. 아 이고주 어떻게 다쳤다 아, 다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기 앞에 넣어 이거 앞에 고주 앞에 넣어 네. 에, 네. 어, 잘라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ketchup. This is ketchup. 학교에서 뭔가 잘못해서 학습해야 되는 느낌. 호주다, 호주. 음. 맛있다 아니 깜짝 이렇게만 넣어서 더 맛있어 이렇게 한 입이다 음. 음. 나 손질 맛있는데?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야, 진짜 간식 먹자. 이거 잘 먹었어. 추천한 차 있어요, 여러분. 우르르 있어 여기 아기 아기 상아 그때 프루르 먹어서 맛있어 이거 먹어볼래? 이거는 여러 번 먹어보지 이거는 어렸을 때 먹는 맛이 오 맛있는데? 애플 주스 주마탱 이게 다시 베비 되고 싶어 뽕어빵 아 뽕어빵한다 뽕어빵 어, 두 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와 이거 찐맛인데 음 아유 음! 참 많이 넣었어 It's not like too sweet 음. 네, 너 이거 여기에서 먼저 먹어 아니면 여기에서 먼저 먹는 사람 아니면 중간에서 먼저 먹는 사람 나 머리 무조건 솔직히 왜 머리 알아요? 왜라 하면 여기는 제일 파삭파삭거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너무 달달한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무 파삭파삭는 뭔가 그런 거 달달한 느낌 없어졌어 이해해요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 마지막에 파삭파삭